야, 깨우나? let's go 하겠습니다. 음. 음. 앞을 항상 가로막고 서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이제 급격을 난 자유롭게 가볍게 뛰어 넘어가고 말 테야 언제나 그로 순간이 오면 망설이 다 포기하게 되지 내가 길들어져 왔던 꿈은 잠에서 깨어나고 싶었던 거야 우린 서로 너무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 원하는 건그 촌스러운 잠에서 깨어나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이제 망설이지 않겠어 귀 기울여 깨어나서 일어나서 눈을 뜨고 귀 기울여 넌 알고 듣는 게 아니야 익숙해져 버린 촌스럽담 때문에 나 눈도 멀고 귀도 먹고 바로 지금 내가 원하는 건이 촌스러운 잠에서 깨어나고 싶어 깨어나 일어나 힘을 원해 나 힘을 원해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나오죠 깨어나서 일어나서 눈을 뜨고 비기 우려 깨어나서 일어나서 눈을 뜨고 You get all this. Get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